두 번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친화 마을 만들기라는 어, 주제로 발표해주 김윤희 팀장님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첫 번째 자료는 그냥 여성과 마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쭉 보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들어주세요. Thank you. 고요 속이 <laughs> 음악이 안 돼서 죄송해요. 어, 첫 번째 화면에서 보면 마을에는 남성과 여성이 살고 있죠.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어, 최근에 유엔에서 낙후 지역에 대한 정의를 어, 생산이 가난 가임기 여성이 점점 떠나는 지역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부장 지인 사회에서 여성은 아, 사 살기 여기 불편하게 하니까 자꾸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후 지역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마을 안에서 여성이 계속 지금 현재 마을은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살기라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여성의 시각으로 마을을 살펴보고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할 부분 개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어, 저희는 그 한국노인 성평등 모니터링단이라는 그 모니터링 단이 있는데요. 어, 현장, 현장을 했던, 어, 활동했던 그런 경험을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이요. 네, 저희 행동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네, 다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모니터링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이제 목포거든요. 목포에서 예전에 철도가 다니는 기차길이 있었는데 도시내로 그 다니는, 다니는 그 기차가 빠지면서 그 길이 도시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철도길 공원이 되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어, 어떤 여대생이 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죽게 되었고 근데 그, 알, 그 범인은 알도 잘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슈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지역에 정말. 그, 그러면서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는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네,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성별에게 충분히 도시가 이제 안전한가 또 배려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뭐 실시를 했죠. 어, 그래서 뭐 2013년 이거는 이제 2014년에 활동한 것인데 그전 2013년에 활동해서 개선된 사례들이에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는 한 장소예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고 뭐 이러는데 첫 번째는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그 여자 화장실 문이 반투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또그 그 시내에 그 나무가 많이 있는데 숲풀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외국이나 이런 영화들 보시면 숲을 가보신 분들도 나무 그 공원에 가보시면 밑에 부분은 많은 숲풀이 없어요. 다 나무들이 밑에 가지는 딱 정리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숨어있는 뭐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배제하는 거죠. 예방하는 건데 여기는 거의 나무가 오거져 있어갖고 어, 그 미끄럼틀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그 뭐, 포인트가 이 건물 옆에 바로 여기 아이들 놀고 있고 여기 틈, 벽틈 사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로 가보면 어, 어, 이 건물 옆에가 보면 이쪽에 그 보면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저기서 뭐 맞기도 하고 돈도 뺏기고 막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이제 막아, 막아서 좀 그런 위험도 배제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여러 가지 한 공원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시에 가가지고 이런 이런 점들이 불편하다 했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담당자가요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각 공무원마다 찾아가고 이런 점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일을 막 하면 반가워하진 않죠 근데 특히 그 어떤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 건물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여기 엄청 좁은데 사람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약간 몸이 퀴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냐 하는 건데 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어떻 정말로 이렇게 깊이 배려하지 않으면 어, 내 기준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진행 과정을 이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어, 뭐 예. 그 보는 시야 내가 어, 내 입장에서도 보고 장애인 입장에는 어떨까?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 노인들은 어떨까?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교육들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현장 실제로 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선 제안 요청하고 그러면서 환영받지 못한 활동을 계속했었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고요. 어, 그 팬티가 이제 들어갈게요. 음. 제가 이제 어, 공원이 끝나고 나서 목포시에 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뭐 인터링을 했어요. 그 누구나 이용하죠. 공중 화장실은 총 53개 중에 두 개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51개를 했는데 이거는 목포시의 뭐 현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도시와 조금 비교를 네, 해보고자 제가 자료를 나왔어요. 어, 총 51개 중에 어린이용 도로변비가 있는 곳이 11곳이었고 기저귀 교환대가 9곳 그다음에 세면기 주변에 여성들은 가방을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방을 끌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거 진짜 2천원이면 사가지고 부착하는데 없는 곳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근데 여성은 늘 불편한데 그것들은 안 되는 거죠 <laughs> 그 시설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분은 다 남성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성용품은 아예 없었고 화장실 내피상벨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밤에 그런 사건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치들이 없었거든요.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뭐 그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근데 거기에 비상벨이 고장 났더라고요. 네. 그랬었고 그다음에 남녀 공용 화장실은 여덟 곳, 화장실 뭐 이런 건 이제 쾌적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열쇠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이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런 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장애인 여성에 대한 또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배려가 <laughs>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화상 사진들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뭐비상벨한 군데 있었는데 이건 어떤데 이날 저희가 그 아이들이랑 저녁에 약간 갔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봐야 되고 또 낮에랑 또 달라요. 밤에 가보면. 그래서 밤에 갔는데 그날 화장실에 막 조사하면서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어떤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 화장실 한칸 이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왔는데 남자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으하겠죠. 그래서 막 애들이랑 다 나오게 해가지고 밖에 놓고 112에 신고하고 근데 경찰은 안 오는데 그 사람이 있다가 후축하고 달려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만약 여성 혼자 있었으면 어떡하 있지? 얘들이 혼자 있었으면 어떨까 늘상 우리 일상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되게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비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네, 그랬습니다. 뭐, 뭐 그만 보겠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그래서 개선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다행히 화장실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51개, 53개 화장실에 다 가방거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기저귀 교환대가 아홉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음, 문제는 이분들이 어느 위치만큼 달아야 할지 몰라서 너 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원래 그림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밑에다 일단 묶어서 이렇게 기저귀 교환하고 이렇게 그림은 표시되어 네.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만큼 예,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설치를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여기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나? 예, 그런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정수를 요청을 했는데 수정이 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갈 수 없었는데 해줘서 고맙다라는 지금 그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분이 또 상까지 받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네, 활동들을 해서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침 예들이 뭉쳤다. 내 지역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아직 다른 누군가가 이용해야 할 시설이라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관심이 있어지고 그런 안전에 대한 생각을로느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다이 신랑으로 제가 얘기해야 되거든 이거, 이거 제가. 이것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편안함과 문제를 위해 함께 블로그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주부 모니터 요원들의 네이버망에 걸린 곳은 어디일까?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공의 화장실 단순히 이용하기만 했던 부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보게 되는 시선과 생각 주부의 특징으로 꼼꼼하게 바라본다 어르신들은 손잡이 잡고 네. 그러실 수 있겠는데 네. 사회의 편견과 내 시선의 편견을 벗겨내본다. 사람이 영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좋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했다. 생리대명령인데 내가 안으로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은 더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 일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작년 모니터 요원들의 개선 방안 요청 부분이 얼마나 시행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동. 아예 투명이었었어요. 유리창이 달려있었는데 투명해갖고 안에가 다 보이는 거야. 근 화장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가 숯불이 너무 우거져서 어, 터널이 <laughs>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이런 수표 관리 이런 것도 예,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화장실 그 건물 밖에서 여자 화장실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환풍기 같은 게 수리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어, 이런 볼일볼 때 아주 나오 음.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내 가정과 지역의 안전을 찾아본다. 누가 돌고 있을 때 끌고 돌아가 모르는 사이있어 최근 지어진 화장실,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친 작은 부분들이 아시다 도저히 허리를 숙일 수가 없는 그런 저런 사람은 항상 한계가 어떻게 하면 하게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부모니터 여러분을 세상을 보며 힘차게 헤어본다. 네, 질문 맞습니다. 아, 우리 동네도 이런 군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많이 이야기할 거지만 한 가지만 네. 그러니까 활동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뭐 양성장 등 기금 사업 그러니까 외부 이런 사업들에서 따와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 하고 그 사업이 오케이가 되면 그 사업비를 받는 거예요. 없으면은 진짜 되게 정말 물만 마시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아, 왜 와서 민원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정말 참 열악합니다, 아직도. 예. 네. 네, 박수 쳐주셔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돌아 만들기를 앞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희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깐 uni universal 디자인 을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꼭 이게 누군가 여성을 위한 또는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한 디자인이라고 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아, 지금 시간은 5시